My day. 끌어 왜, 왜요? 어? 왜 끌어 그래요?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오붓한 대화를 하기 위해 고소공포증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높은 데 네. 이제 아래 봤을 때만 좀 약간 저 높이 그냥... 올라가요 저까지 올라가요 나만 봐요 나만 괜찮아요? I want JK JK? Oh, you want JK? For what? 그림 실력? Oh, the drawing. drawing, drawing. 피부 실력 피부 실력 네. 어디서 볼거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태영이 형 어, 요즘 저희 멤버 놔두고 연기자 형님들 어, 만나러 가는 것 같은데 보검이 형과 나 연기자 형님들이요 저예요 와 이거 대박이네요 자 귀씨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보검 대 전정국 자 하나 둘셋 전국이죠. 와! 나는 누굴 끌어한 거지 지나 내가 <laughs> 이거 들어나 들어오잖아. 나는 누굴 끌어한 거지 지나 내가 <laughs> 태영이가 진짜 웃기게 연습실에서 정국이가 막 운동을 혼자서 자주 해요. 그래서 옷을 막 벗고 운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태영이도 옆에 가가지고 <laughs> 아씨 이래. 趣味